하지만 양이들의 먹성도 좋아졌다. 인사성도 좋아졌다. 겨울을 대비해 창고 정리를 하며 고양이 집도 손볼참이다. 택배 상자들이 많이도 쌓였다. 여기저기 받을 때는 반가웠지만 지나고 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는다. 지난 흔적들은 이렇게 정리해야 새로운 기쁨이 쌓이겠지.